부부 어딨어? 어딨어 부부야? 어딨어? 어디 놨어? 어디 있어? 뭐 어디 있어? 부부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어디 여기 있네 오 뭐, 여기 있네 오 뭐,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<laughs> 어딨어? 어 거기 있어 뭐, 뭐야 거기 있죠? baby. Good boy. <laughs>